안녕하세요 글램피디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 촬영이 취소가 되었고 신규 콘텐츠를 또 같이 또 준비하는 이유로 이번 주는 본편이 아니라 외전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촬영분이 한 2시간 가량 되는데 10분 정도의 분량만 쓰기 때문에 삭제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콘텐츠를 봐주시는 분들에게 보답의 의미로 삭제되었던 장면들과 왜 삭제가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이러한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좀더그 부지런하게 해가지고 미리 했으면 되는 거 아니야? 그러네 아무튼 미공개 하이라이트입니다 먼저 1화입니다 저는 음. 여름 바캉스로 집에서 음. 에어컨 바람을 쐬는 걸 가장 좋아합니다 또 약간 잠옷 느낌도 있어요 자, 갑자기요? <laughs> 아니 갑자기? 되게 일단 편안한 옷이니까 편한 옷이니까? 그래서 좀 잠옷 느낌도 있다 했어요 음, 집순입니다 집순이요? 네 오토바이 끌고 잠깐 나가기는 하는데 오, 그뭐 어떤 옷을 봐요 약간 이렇게 타는 것도 있고 계속타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타는 <laughs> 뭐 이러고 <laughs> 아 저는 이렇게 타는 겁니다 이렇게 타는 거예요? 네 이렇게 타는 겁니다 그림이 상상됩니다 무슨 웹툰에 나오는 약간 캐릭터 느낌? 아 귀여워요 네. <laughs> 실제 모습이 귀엽지 않아서 삭제 이 잠바 잠바가 아니고 이 가죽 자켓은 귀여운 것과는 좀 거리가 어느 정도 있죠 아무튼 그래서 삭제 이화입니다 하... 제가 이성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은 귀엽다이고 그 말에 인정하지 않는다. 오 왜요? 저는 안 귀여워요. <laughs> 그러면 어떤 타입이신데요? 저는 약간 박력이 있죠. 박력? 네. <laughs> 박력. 전혀 귀엽지 않습니다. 박력적인 모습 한번 보여주시면 안 되나요? 안방에 있나봐요 <laughs> 뭘 한 건지 모르겠어서 삭제 뭘 한 건지 아시는 분들은 좀 댓글을 좀 달아주세요 다음 3화입니다 먼저 해주세요 네 어우 아니, 저 자신이 폭당하는 기분이 자, 당신의 키는 169일 것 같고 네. 몸무게는 이거 좀 예민한 부분인데 58kg? 우와 일것 같고 진짜요? 네 네. 아, 아니요, 아니요. 잠, 아, 58kg. 잘못 말, 잘못 얘기했어요. 48kg라고 뭐, 하려 했는데. 내 반응 보고 바꾼 것 같은데. 아니, 아니, 진짜. 저 50. 아, 진짜 58kg로 생각. 수습이 안 돼서 삭제. 출연자분께 죄송합니다. 이거 나갔습니다. 자, 사과합니다. 나이를 먹었다고 느끼는 순간은 스무 살 때보다 술을 못 마실 때입니다. 오, 정답. 맞죠? 네. 어? <laughs> 저도 그랬어요. 아, 예, 스무 살은 체력 차이 맞 그쵸. 어. 아침까지 먹을 수 있잖아요. 어, 맞아요, 맞아요. 달릴 수 있잖아요. 네. 근데 이제 지금은 먹다가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. 작년 얘기 아니고. 맞아, 작 아니, 좀 다른다니까요. 어, 맞아. 진짜로. 제 스무 살된 게 어제 같은데 그리고 스무 살 때는 약간 스물세 살 누나들이나 형들을 보면은 약간 좀 오래 사, 사셨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음, 네. 제가 바로 다음 달에 23살이라서 음, 그게 엊그제 같은데 네. 실감이 안 나서 네네. 근데 지금도 충분히 20살 같아 보여요 아 진짜요? 네 음, <laughs> 이제 21살, 2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이제 20살 때는 아니랬다. 아, 그러니까 라떼 보시는 분들이 라떼를 끓일까봐 삭제했습니다 아, 오화입니다 오화는 미공개 장면보다는 history로 좀 약간 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아, 저희 출연진들이 일반인인 경우도 있고 미디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카메라 앞에서의 기량 차이는 어쩔 수 없이 날 수밖에 없어요 5화 때 출연하셨던 남성분께서 정말 너무 떠셔가지고 촬영을 잠시 중단을 했어요 남성분이 이제 긴장을 풀기 위해서 보드카를 한 잔 하시고 오셨습니다 긴장이 많이 풀리셔서 이후엔 되게 잘하셨는데 도저히 그 전 촬영분들은 술 수가 없어서 본편에 나갔던 촬영분들은 보드카 한 잔 이후에 그런 촬영 분이었습니다. 미공개 하이라이트가 아니라 아예 미공개가 될 뻔한 좀 에피소드였습니다. 이걸로 알 수 있는 건 역시 보드카는 앱솔루트다. 자, 아, 6화입니다. 조준 씨의 이상형은 몸매 좋은 여자이고 나와 50%이다. 왜 제가 몸매 좋은 여자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세요? 운동을 좋아하신다고 하셨잖아요. 음. 그럼 상대방도 뭔가 운동을 즐겨하고 음. 좀 가꿔진 몸매를 되게 멋있고 음... 예쁘게 보실 것 같아요 아 근데 생각보다 저 몸매를 많이 보진 않아요 아... 네. 제 이상형은 연우이고 연우 몸매 좋잖아요 그건 맞아요 <laughs> 근데 예쁘고 연우... 몸매 좋은 편집해달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여서 삭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촬영에서도 본인 말에 앞뒤가 안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내가 이제 좀 많이 말렸으니까 이 장면은 삭제를 해달라 라고 시를 보낸 게 아닌가 그래서 네, 저도 잽싸게 알아들어서 저 다음 싫어합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연애의 3요소는 애정, 사랑, 진실성이고 지금 당신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? 내가 생각하는 연애의 3요소는 신뢰, 외모, 성격이고 지금 나는 세 개를 가지고 있다. 어... <laughs> 네. 어, 제가 생각하는 신뢰, 외모, 성격 중에서 두 가지는 가지신 것 같아요. 아, 제가요? 네. 뭔지는 안 물어볼게요. 뭔가 알 것 같아가지고. 확실히? 네, 뭔지는 안 물어보겠습니다. 오케이. <laughs> 네. <laughs> 우리는 모르는데 안 알려줘서 삭제했습니다.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그러니까 본인들의 그 느낌과 감정으로 서로 이제 알았는데 우리한테는 안 알려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 우리한테도 네 아무튼 그 준비된 거는 여기까지고 도겸이 시즌2를 많이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시청 감사를 드리고 저희가 취소되었던 추가 촬영을 또 진행 중이 오니까 출연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댓글에 출연 신청 링크를 달아놓았으니까 거기다가 출연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어, 선정된 분 한해서 개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. 많이 신청 부탁드리고 저희가 사정에 의해서 본편으로 바로 찾아뵙지 못한 점 사과드리면서 다음 편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드립니다. 근데 이게 확실히 그 안 나가는 데는 또 다 이유가 있어 또